아싸 아싸 아싸 아싸 터졌어 아싸 아싸 아싸 아싸 터졌어 꿈도 사랑도 모두 모두 터졌어 사랑도 난간도 모두 잊고서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두즘은 불끈 지고 풋풋하게 세상 모두 외면하던 오직 감기 돈도 백도 없이 너무너무 추웠어 지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자신을 믿고 힘차게 달려왔지 드디어 터졌어 한 방에 터졌어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하루 혼자만 안 된다고 생각했지 두 어깨 활짝 펴고 당당하게 요즘 목표 끊기고 꿋꿋하게 성공이란 마음처럼 쉽지 않아 혼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슬펐어 터졌어 한 방에 터졌어 타오르는 태양처럼 뜨겁게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멋지게 화끈하게 팡팡 터졌어 아싸